Oh! 정말 죽일 셈인가? 죽일 거야, 그레이브? 나를 두 번이나 살려주는군. 또 빚을 졌어. 원하는 게 뭐지? 정보가 필요해. 이 시드 공장 뒤에 숨겨진 시설이 있어. 어떻게 가는지 알려줘. 잠시만. 뭐라고? 시드 공장? 어, 맞아. 레븐클랜의 이 시드 공장 말이야.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저 동굴 안에 있잖아. 말도 안 돼. 불가능하다고. 스컴랜드 밖에 시드 공장은 절대 존재할 수 없어. 직접 확인해 보시던가. 하지만 시간 낭비일 거야. 이건 팩트라고. 설계도도 있는 거? 레이븐 클랜 그 망할 자식들이 날 속였어. 정말 몰랐어. 정말이야. 난 그런 쓰레기들을 위해 내 부하들을 위험에 처하게 두지 않아. 믿어줘. 사실이야. 난 이 공장이나 그 뒤에 있는 시설 같은 건 정말 모른다고. 쟤를 믿어? 그럼 이제 빚을 갚아야지. 우릴 도와줘. 설마 혼자 가는 건가? 원래 저래.